세상 살기 참 싫다. (2019년 9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원래 이게 있었나? 여러분 원래 이게 있었나? 시계가 우와! 어? 아! 아! 무당집이랑 가야해요 여러분들 무당집 오즈폰 뭐갈 데가 많습니다 그만요. 그만. 와, 와, 말하다. 와. 오줌 피 함께 똥이네 오늘 똥들이 오지게 나오네 오줌 피 함께 똥 나와 미쳐는 거만 오줌 피 함께 똥 나오고 똥 나온 게 설사 나오고 계신가요옷 시키세요. 계세요. 저기 문 생전 닫아져 있었는데 문이 또 열려있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갔어? 이것도 원래 이게 보세요 어? 세상 살기 참 싫다. 나는 세상 이제 안 살 거야. 나는 세상 안 살 거야 이제. 매번 이런 식입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할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휴대폰을 다시 켜든 뭐든 아 좋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예예 예. 아이고 좋습니다 덴베를 좀 피셨구만요 어? 아직 피고 계시나요? 아직 태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말을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가라니까.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라 그러지라 그러지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이것이 나중에 지금 말을 안 해주는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배터리 개 바닥이었어 요 혹시라도 이거 개 다시 다음에 왔을 때 개 만당돼 있으면 개 씨발 소름이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 나중에 왔는데 개 만땅 만땅고돼 있으면 씨발 개 소름이다 이거 진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